노랗세 날씨도 너무 덥고 배도 너무 고프고 노랗세 할머니 들어와 그 아주 좋아. 와, 미치겠 <laughs> はいはい <coughs> ハングリー 잘 먹겠습니다. Thank you. 먹었어? 응. 음. 음. 응? 재밌어, 봐. 메뉴. 응? 메뉴, 메뉴. 응? 메뉴. 무슨 메뉴, 메뉴, please. 음. 메뉴. 맛나라. Manor. Manor. Manor. Manor. Or... Um. Manor, please. Mm. Oh, thanks. 한국이 yeah. 어, 스트로베리 앤 jamon. 음, mm, Good choice oh. You finish Finish mm. 20 kilogram? <laughs> no, no, no, no, not, not bad. Not, no, no, not not bad. Not bad. Okay, okay. Very good. Yeah, yeah. Сейчас он моему меня. Раньше. Чё? Gemon. So delicious.